응? 응? んあ 有人。嘿嘿嘿。 Hmm? What? Ali Kabul Savaşı. no, no, no, no. Mm-hmm. 응? 이거를